안녕하세요 빅톤의 한승우입니다 어, 유튜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청주 한시? 네 맞습니다 1994년 12월 24일? 맞습니다 가족 부모님 일남이녀중 막내 네 맞습니다 좋은 점은 예쁨 받는 거 그리고 싫은 점은 딱히 없는데 유독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시는 거 184에 65kg 180 높요 어, 183입니다 <laughs> 다들 1cm씩 올리더라고요 지금 살 좀 빠져서 한 64,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다코, 바네서와 앨리스 어 맞아요 또 빅톤 앨범에도 있어요 타울링 앨범에 패럴이라든지 3집 말도 안 돼라든지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곡은? 패럴이요팬 여러분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한 소절 불러줄 수 있어요? 사랑이 봄날처럼 돌아와요 시린 맘도 녹아내려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요? 하바나요 oh, 나는 정말 카페 카라멜 손이가 냈던 드럴 레인보우처럼 많은 컬러 흠뻑 젖어버려 잊어버려 라인 올러 피지컬이 좋다 복근도 있으며 복근 요즘 비수기여가지고 잠시만요 조금 있어요 와우. 어깨의 길이가 65cm로 넓은 편이고 이거 확인해 볼게요 65요? 60 54? 54 나쁘지 않았어 실물이 사진이나 영상보다 훨씬 잘생겼다 전 실물이 더 낫다 생각해 왜냐면 제가 화면이 좀 잘 안 받아요 운동도 잘하면 그중 축구를 좋아하고 <laughs> 너무 오랜만에 차가지고 무에타이를 배운 적 있다고 아, 네 그렇습니다 아주 짧게 여기 <laughs> 한 걸음 가고 에쉬 <laughs> 한 걸음 가고 에쉬 몸에 세개의 타투가 있다 오 어, 정확하다 이거 어, 어떻게 이거 누가 조사하세요? 하나 둘셋 어, 마지막 프로필 사진 하나 더 넣는다 생각하고 끝입니다 마리끌레르 7월호 네, 저 한승우가 나오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 되게 잘